뮤지컬인가아 울지 마라 <laughs> 저희는 고양이 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나 언니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인데요 저희는 단체로 고양이를 키우러 거요 추억 압수를 위한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어? 양이 후추 아추 그 나타나? 피부 모질이 좋아 장건강이 좋아 따라 다른데 그 컬이 제일 나. 우와, 나 여기 여기 번졌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? 몰랐어. 보시지 않 뭐,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양이는 그 좋아하겠죠?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봐. 자사게 아 이렇게 슈 안추 두명이잖 어. 어.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분줄 이쁜 거 하나 사야 되는데 분시점에서 응? 우리 크에게도잘 못해주는 일인데 언니 뮤지컬 하면 우리가 아, 네. <laughs> 이번엔 뮤지컬인가? 창문을 열어줘 이거를 할까? 어! 그러면은 나 언니네 집에서 어. 놀 건데 언니 네. 볼래? 그래! 언니네 집에서 캔좀 보면서 회식하자 그래! 언니 초대할게! 와! 초대해줘서 김서령 너무 빠른 거 아니라고? 어! 남색 너무 매력 없나? 아,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. 어. 이게. 이게 살짝. 이거 망갖고 왔는데? 어, 이거 망가졌는데? 미안해. 너무 급하게 나왔어. 꽃다발을 만들 건데요. 네. 아 이거 진짜 예쁘다. 유나 언니랑 잘 어울려 색깔. 딱 그 유나 느낌이지. 음. 음, 피부 냄새 나. 어나 좋아하는 향이야. 유칼립타 어, 어, 어, 있잖아요. 네. 약간 그 허브 같은. 맞아요, 맞아요. 오봉 오봉 앉아. 언니 집 가서 봐. 어머 미 어떡해 나한테 그래. 음 언니도 좋아 언니도 좋아. 네. 인천에 뭐야?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때요? 누가 꼬신 거 아, 네네네. 네, 네. 나 보러 온 거야. 뭐야? <laughs> 나 보러 오는 줄 알았지. 우리 갈게 즐거운 관람하세요. 아. 울지마 자꾸 7년이라고 얘기했어 아아 아, 나도 슬펐어 우리 7년 너왜 코이 빨개져 몰라 아 울지 마 아. 울지 마 한달도 아, 울지 마 사진 찍어요 <laughs> 好。